어, 어, 맛있어. 우와, 이 만났을 것 같아. 배신자! 하지마! 하지마!

진짜? 새끼다. 뭐 새끼야? 새끼다 하지 않았어 방금. 새끼다. 새끼다 욕하지 마. 새끼다. 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우슈. 약간 의식 같은 건가 아침에 그치? 의식? 의식 의식 뭐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인디언이나 카미사만이 나왔댔어 음. 카미노 아왜 엄마 맞추시면 또 그거 못해 そうそう 청소하고 놀자. 아빠. 아이. 하지 마. 우리들이 수건 젓는 방법. 뭐? 젓는 방법. 이케요. 이케요. 이케요. 이케요. 이케요. 이케요. 그러다 결국.

하지마 영아 아빠 나 봤어 아빠 하지마 아빠 하지마 하지마 아, 넌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할래? 이거 할 때? 와! 아, 로아이 너무 예뻐요. <laughs> 오! 하고 싶고 싶다고 합니다. 아아 너무 행복하다. 어, 아, 오해서, 어? 아. 아. 냠냠 진짜 일어날 것. 로안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어, 맛있어. 우와 아빠 냠냠 아빠 냠냠? 어이씨 뭐시 쪼또 쇼빠이? 쪼또 쇼빠이 쪼또 스파이시 아빠 냠냠 야매워 또? 마지막 마지막 자 엄청 모아줄게 아빠 자 우와 たが大きいねおおほらわきもきやめなさい 한ロハンは寝る時間ですドライブしながらロハン寝かせようと思いますこちらの週末の作戦です저녁으로갑니다가볼게요안녕와오 아유 아유 루틴이에요 이게 진짜 점심을 먹고 자연으로 가서 로안이가 깰 때까지 운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로안이가 도잘 것 같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면서 자연도 느끼고 이게 제주도의 좋은 점이지 새로운 팔로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너희들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어. 자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하나 둘셋 명인당 어...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밥 먹었던 애들 응? 네? 하나 둘셋 중국집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던 장소 하나 둘셋 영화관 어... 자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했는지 이제 하나 둘셋 유카 슬자. 카 なんで言ってみてだって優香が女に見えるって言ったもんだから女に見える 나의 관점이랑 유카의 관점 다시 따로따로 찍어볼래? 유카가 <laughs> 아마 스물 셋넷? 셋넷? 어 셋 넷 때 대박 자 저는 이제 명동에서 전장 네. 겸 일본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을 때 제일 구해야 됐어 사람을 음.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굳이 일본어를 할때 분위기 있게 화사한 느낌으로 예쁜 애를 한번 뽑아보자 카가 가 이제 <laughs> 면접으로딱 내려오는 거야 어 얘다 어 아주 그냥 딱 내 이상형에 비슷하진 않았어도 <laughs>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 면접을 본 거죠 이제 쓰레기였, 쓰레기였지 How we meet 원래 전임자가 있었어요 지금 첫 마케팅 하시는 분이 자기가 나랑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음. 네, 면전임그 전인자가 내 스타일 알았거든 아 이 새끼 이거 <laughs> 유카르가 딱 내려오자마자 면접을 보러 니까 괜찮지? <laughs> 같이 약간 뽑아준 느낌? 우리 결혼식 때도 심지어 왔었고 예. 후회해? 날 만난 게 후회해? 아니 <laughs> 빵!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 없습니다 아마 거기서 안 만났어도 어? 만났을 거야 <laughs> 거의 다음 생에도 뭐 유카랑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유카는 날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좀 무서웠어 약간 싸가지 없는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일하면서 오빠가 농담으로 제주도 가서 이제 같이 살래? 미법 미법 그런 약간, 거를 말했었어 그냥 붙여. 어. 그때 어. 나는 진짜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막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때가 막뭐이 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사귀기 전에도 나랑 결혼할 걸 알았다는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봤냐? 나도 유카랑 결혼한다는 생각을 왜 그 했을까? <laughs> 아무튼 그렇게 음. 우리는 만났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음, 네. 댓글에 달아주세요. 주말 브이로그 매번 하는 루틴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시간도 난 되게 좋아. 여러분도 좋은 주말 되세요. 요즘 틱톡 좀 봐주세요. 괜찮던데. <laughs> 자, 노안이가 일어나면 일단 네.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저희의 주말 브이로그 같이 한번 보시죠. 로안이 잡아 로안이 잡아 로안아 여기서 엄마 아빠가 결혼 사진 찍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잡아 <laughs> 저기 잡아 오 <laughs> 저기 벌써 홈맥을 즐기시는 와 대박이다 어 어! 많이 불고 그리고 동쪽까지 왔으니 자 이제 루안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죠 아, 루안아 가볼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살아요? 루안이 음, 루안이 뭐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어. 좋아요. <laughs> 좋아. 어 끝났어. 어리. 예. 수고. 안지고 서 여기 나쁜 거. 가가시. 가가시. 로아니 그렇지 엄마를 사용해서 <laughs> 대시자 아! 아, 아! 괜찮아? 로아니 살아있어 아직? 아직! 뽀뽀 할머니 뽀뽀 잘 계세요 뽀뽀 쭉쭉쭉 그렇지 자로하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안녕 빠이빠이 또 올게요 자 빠이빠이 어머님 너무 맛있었어요 아, 어머니 갈게요 오케이 잘해요 어머니 오늘 공 튀기는 거 봤지? 이거 장난 아니야 <laughs> <laughs> 정신없어 진짜 로하니도 감당 안 됐어 어제 이럴 때 이제 어머니도 네 많이 자주 보여드리고 음, 음. 뭐 저희 제주 라이프 뭐 이렇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래도 이 별거 없는 속에 항상 정확한 규칙과 룰과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이런 모습도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날에 찍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음.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주말을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와 비슷하신지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 제일 행복합니다 음. 마음 한구석엔 당연히 좀 뭔가 있는 일이 아니라 있어 그런 게 이게 좀자 저희의 주말 브이로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자 안녕히들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